연애의 맛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난 김종민과 황민아는 첫 만남부터 찰떡궁합 호흡을 자랑했다. 황민아는 애교 넘치는 모습으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고 김종민은 남자답고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종민과 황민아는 어떤 기준으로 소개팅 매치가 됐을까? 이구경 PD는 연애에 맞은 남자 스타들이 본인의 이상형과 1 0 1간 연애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1회 시작 부분에만 나가서 이 사실을 인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김종민 씨는 현재 자신의 이상형과 데이트를 하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연애의 맛에서 김종민은 첫 만남 전부터 황미나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오늘부터 일을 일하며 직진남 매력을 뽐냈다. 또 그는 황미나가 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꽃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레스토랑과 몰래 꽃다발을 준비하는 센스를 발휘했다. 황미나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출연했다. 인지도 올리기 위해 그러는 게 아니냐는 댓글이 있는데 리얼리티, 특히 연애라는 감정을 진심으로 담아내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미나 씨가 기상캐스터이긴 하나 연예인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과 의논하고 본인의 숙고가 되길었다 며 하지만 김종민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사람 따움에 호감을 가져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김종민은 황미나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안내했다. 김종민은 황미나 몰래 미리 한강 피크닉 세트를 예약해 놓았고 황미나에게 피크닉 세트를 선보이며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황미나는 이런 김종민의 준비성이 마음에 들었던 듯 연신 활짝 웃으며 김종민과 함께 피크닉 세트 텐트를 꾸몄다. 김종민 역시 그동안 꿈꿔왔던 한강 데이트를 위해 캠핑용품까지 직접 대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황미나를 또 한 번 감동시켰다. 생일 파티 후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얼굴에 손수 팩을 붙여주는 황미나의 케어를 받던 김종민은 다음날 아침 morning 수영을 제안하며 설레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날 부지런히 일어나 준비를 끝마친 황미나는 김종민을 깨워 모은 인물과 면역력에 좋은 꿀을 챙겨주는 morning angel의 면모를 과시했고 달콤한 아침을 맞이한 두 사람은 약속대로 morning 수영에 나섰다. 두 사람이 리얼한 연애를 하고 있는 만큼 연애의 막 시청자들은 이 프로가 리얼인가 가상인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우결 같은 가상이냐 하트 시그널처럼 리얼이냐라고 묻자 이국용 PD는 진짜 만남이라는 점은 하트 시그널과 닮았고 제작진의 의도적 매칭은 우결과 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남자 연예인들이 진짜 연애를 하면 어떤 표정과 말을 하는지 호기심을 갖고 시작했다. 그들의 진짜 모습과 감정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또 데이트 코스, 식사 비용, 이벤트 모두 본인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제작진과 의논해서 진행하고 있다. 진짜 못해본 연애를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리얼이라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튜디오에서 김종민과 황미나의 모습을 관찰한 출연자들은 이 커플 진짜 끝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 하며 두 사람의 현실 커플 성사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구경 PD는 이 커플의 성사 가능성을 어떻게 봤을까? 두 사람은 회를 거듭할수록 실제와 가상을 넘나드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애의 맛을 연출한 이구경 PD는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해서 아내의 맛에도 출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제작진은 그동안 표현에 소신했던 김종민이 집도 오픈하고 표현도 하기 시작하면서 종민아 커플의 연애가 급진전되고 있다며 김종민의 진심은 무엇인지 거침없는 애정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의 앞날을 지켜봐달라. 누리꾼들은 김종민 황미나도 결혼하나요? 김종민 황미나도 잘 어울리는데 김종민, 황민아도 좋은 소식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커플 김종민과 황민아가 달콤한 여행도 잠시 서로 다른 연애 속도로 첫 번째 위기를 맞는다. 커플 첫 수영을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기로 한 두 사람. 사진을 찍는 와중에도 김종민은 황미나를 보며 연신 예쁘다를 연발하는 팔불출을 발동했다. 이어 입소 전문 김종민을 따라 꽁꽁 싸매고 있던 가운을 벗은 황미나가 완벽한 수영복 자태를 뽐내며 등장하자 김종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던 턱. 이어 김종민은 황미나에게 배영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일명 공주님 만기 자세를 시전하는 상남자의 매력까지 발산했다. 두 사람의 달달한 분위기에 스튜디오에 첫 출동한 신지가 급기야 못 보겠다며 눈을 가려버리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후 펜션 마당 캠핑장에서 맥주 한잔하며 1박 2일 여행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하기로 한 두 사람에게 긴장감이 휘몰아쳤다. 김종민이 황미나에게 자신이 부른 리메이크곡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을 들려주자 감동한 듯 가만히 노래를 듣던 황미나가 나한테 불러주는 것 같잖아 라며 눈시울을 붉혔던 것. 이어 황민아는 오빠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보다는 멈춰있고 조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라고 어렵게 속마음을 전했다. 어느새 종민에게 감정이 싹 튼 황민아의 조심스러운 속마음에 김종민은 무슨 대답을 건넸을지 김종민 절친 신지는 어떤 진단을 내렸을지 조금씩 다른 연애의 속도를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